guys, it's my Adam. Today, let's I react to real food versus gummy gummy chocolate food challenge by Donna. Except this is not made from mung Bee, so this is also it's from gummy and chocolate. We watched last time we watched the second video we have made. Let's watch. Oh. that's the wrong one. Oh, quick complete. Oh, sorry. 진짜네 가짜 챌린지 하나 둘셋 Hot dog. 핫도그 Wow. 대박 맛있어 오 젤리야 Watch last time. After that, tomorrow, after that uh, other one, we will watch Hot versus Colorful Challenge by Duna. Whoa! <laughs> Whoa, did you see that? That's Flash! What? 헬리엔. 이게 뭐야? 응? 초콜릿 칼이야. 어. 아, 딱딱해. 어, 우와, 우와, 초콜릿. 와, 질시. 우와. 치킨밥. 어, 나 치킨밥. 들어왔어. 대박 김밥. 대박 김밥. 우와, 우와 김밥 케이크야. 끝. 어, 오케이, 오케이. 치킨. 왜? 오, 닭다리. 닭다리. 응. 젤리야! 계란 후라이? 어, egg. 엄청 고소해. 어, gummy? 어, 맛있어. 나이가 워플. 진짜. 여기 봐봐. 조 이거 이거. Bye guys. Thanks you guys for watching. Keep the bubble thing. Bye.